둘셋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서울에서 BTS의 팝업이 열립니다 아 이름하여 BTS 팝업 House of BTS 그 이름에 걸맞게 어, 그동안의 팝업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게 오. 약간 집같이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네,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. 무엇을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 이번 BTS 파워에서는 저 방탄소년단의 대표곡들로 꾸며진 공간과 굿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ow 네 기간도 길게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무려 두달반 동안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와우. 네 앨범과 뮤직비디오 컨셉으로 꾸며진 공간에 즐길 거리들이 가득하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네, 장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이고요 네,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생겨서 어, 저희 방탄소년단도 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. BTS 파워 하우스 오브 BTS에서 만나요!